팔에서 전기가 잠이 온다 다시 한번 아 백프라 백수님 찍고 있어요 이제 다음 멤버 다 일어나보고 네. 네. 네? 네? 아, 아 진짜 나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돼요 나다 엎히면 안돼 공룡에 탄 사람들 어그 어, 어, 풍선 풍선들 가고 왠지 가 네. 그리고 멤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1등은 정해져 있지만 네. 누구신지 아시죠? 접니다 네? 아! 솔직히 말하세요 저, 저 아닌가요? 어, 가볍게 조개 한 번 뜨실래요? 오케이 자리샷 네. 그러다 쳐 저는 다치지 않죠 여기서 저 진짜 웬만한 거아니 다치죠 치라 치라 제일 많이 다쳐요 저는 그럼 안 입거잖아 <laughs> 맨날 다치고 맨날 다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쳐요 <laughs> 제가요? 네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저는 근데 한달 이상 아픈 적 아, 아니, 아니 일주일 이상 아픈 적 없는 것 같아요 한 상처 가지고 그죠? 그거 맞죠 네. 맞죠? 너무 많아가아 그건 맞아요 저 오늘 이렇게 악세사리 해봤잖아요 어때요? 악세사리요? 근데 저 평소에 악세사리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전 처음 이게 막 팔에 이렇게 거짓말 진짜로 형 그 밴드 있잖아요 펼치 노란색 밴드 거짓말 아 거짓말 와 아. 어, 거짓말 들통났다 이런 네. 네. 네. 귀걸이도 했어 맨날 맨날 목걸이도 하고 쇠쇠쇠 형옛날 귀걸이도 했고 뭐 목걸이도 했는데 목걸이도 하고 어, 목걸이도 하고 아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저희 제가 아까 타고 온 독수리 있거든요 <laughs> 제가 아까 타고 온 독수리 주차시켜놨어요 저기 저꽤 비싸던데 <laughs> 저거 한 얼마 안 해요 한 시간이 얼마예요? 한 시간이야 형이 평생 계약했지 <laughs> 택시예요? 저 형 친구야 아. 이름은 피저르고 피줄 한번 타보자 라인 들어봤는데. 라인은 한살 어떻게 불러? 피줄 그냥 뭐 이 정도 하나? 아, 이렇게 치면 와? 어 근데 소리 안 냈어 일부러 아, 방금 일부러 안 아, 냈어 쉬고 있어가지고 쉬고 있어도 안 냈어 어? 움찔거리데 이건 좀 <laughs> 분들이 연기를 못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트입니다 드디어 초짜는 끝났습니다. 와! 와! 어, 되게 편한 분위기에서 해서 음, 재밌게 진짜 즐겼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와, 저희도 진짜. 기분 좋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랜만에 넓은 데서 달려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축구장 잔디가 굉장히 푹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양이 어떤 것 같아요? 저요? 저 형들이랑 다 같이 스케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고 떨립니다 동갑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동갑들 너도 너친 그럼 저희 여기서 이제 첫 인사를 마무리 드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촬영장으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갑시다 렛츠고 보스를 외력으로 밀렸대요 야 이거 한 번에 끝나 네. 아, 그러네 아, 한 번에 끝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뭘 찍었죠? 뭘 찍었습니다. 아 그런가. 방금, <laughs> 방금 버스 에서 네.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네. 그런 느낌의 촬영 촬영을 해 보았는데 처음으로 T.O.1 선배님들이랑 같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되게 프로 같으시고 네. 어색함이 살짝 있었는데 풀으려고 네, 노력해 주시고 네. 하셔가지고 너무 저희 멋있는 선배님 감사했어요 저 약간 너무 어색해가지고 네, 저도 미소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너무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이제 남은, 남은 촬영 이제 조금밖에 네.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나 팝콘 만들기 팝콘 드실래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우리 팬분들은 공짜 네. 대신 저희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부끄러워 네? 자 네, 이제 이런 색분들 활용해서 우리 액션들 하는 게 커질 거니까 뮤라 뮤랑 합동, 합동 미션을 받았는데 제가 헤드셋을 끼고 있으면 뮤가 뺏어서 제가 그 뺏은 뮤를 쫓아가는 그런 장면을 맡았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일상이어서 그냥 method 연기가 그냥 될 것 같아요 네. 나와? 안 나와요 뮤 이거 그거 나오잖아 나왔는데? 아 이게 창문 깨져요 아니 던지마 던지마 던지요 안녕하세요 야구부 서망입니다 네, 야구부에게 공을 좀 주세요 어 제가 이제 3번 타자인데 3번 타자 가장 중요하신 거 아시죠? 그만큼 메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 운동은 못해가지고 제가 잘해요 저희는 셀카를, 셀카를 찍는, 찍는 네, 소년들입니다 소년들입니다 밝혀지는 소년들 그러 멋있게도 찍었다가 멋있게 찍고 웃기게도 네, 찍었다 웃기게도 찍고 이렇게 둘이 서로 네. 약간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을 찍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네,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집 기대하십시오 봉사 기대하세요 기대해주세요 이거 약간 포카리 스웨땡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샤랄라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시나요? 저는 그때 그 한강 이후로 한강 브이로그 이후로 자전거 안 탔던 것 같은데 전 자전거가 인연이 있나봐요 촬영 때마다 자전거를 타게 되는요 저는 다 찍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화장품 광고 찍어보고 싶었어요 연락주세요 <laughs> 왜잘 <laughs>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아 진짜. 오 어, 어. 감사합니다. 지금 안 나가는 총만 지금 몇 번째 <laughs>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썼어요 총을 다 있겠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물총 어. 하나씩 사와가지고 놀이터에서 진짜 어. 엄청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학교에서 사,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아 맞아 이 엄청 큰 물총 을 가져와서 어, 맞아 제가 다 이겼었어요 막등이 매가지고 아 맞아 하면서 나는 거북이 뭐 내가 이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좀 많이 팔았어요 오늘 컨셉은 이제 꽃남 꽃미남 네, 저 친구 저 손수 아픈 네, 머리 아픈데요 꽃을 두 개나 꼈으니 하루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찍고 네, 아마 예고편이 공개되지 않을까 저희 신 C9 루키즈와 티오1 선배님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약간 성공한 사업 약간 비즈니스맨 느낌이어 지금 을 위해서 사업 소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얘기하면서 뭐 이제 최근 근황 뭐 하고 막 뭐 샀는지 어느 나라의 건물이 이따만큼 세웠어 이 지금 태평양 쪽 그쯤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지, 그러지. 15일이어가지고 2주 동안 여행하고 안녕. 노래 안 까오다, 노래 안 까오다. 저 이제 곧 폐업해요. 네, 맞아요. 지금 다비 형하고 경민이 형이 계속 안 오셔가지고 지금 적자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저는 이제 네, 아이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장사를 접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저희는 너무 접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시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맞아요 화이팅! 안녕 여러분 네.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냥 촬영한 모든 게지다 아쉬워요 왜요? 모르겠어요 뭔가 아쉬워요 완벽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 네. 전 다음번에 잘하면 되죠 저도 아쉬워요 근데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을지가 궁금해서 네, 궁금했거든요 저 네, 뭐 이제 개인 컷 개인 컷은 뭐죠? 그냥 인상 뭐, 딱 얼굴 나오고 이름 딱 나오는 그거 처음에 보통 현우 형이 자주 하는 거 같아 키가 크고 팔도 깊어 현우 아니면은 동현, 동현이 동현이 약간 셀카 고수여서 되게 각도를 잘 아세요 맞습니다 네? 어, 네? 네? 이렇게 있구나 어, 있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펙스라는 이름을 달고 처음으로 음. 리얼리티 Welcome to House 타이틀 촬영을 왔는데 음. 일단 뭐 컨셉 촬영이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되고 그랬는데 그랬지만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TO1 선배님께서 다 잘 이끌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수월하고 재밌게 진행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프로필만 남았는데 그게 가장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하던데 열심히 네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야, 약간 훔쳐보니까 뭔가 웰컴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으시더라고요 청순 아리안 약간 그런 느낌 이 노을 네 노을 느낌으로다가 그런 느낌으로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애왕이가 제 포즈 갖고 자꾸 뭐라 하는데 저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는 귀엽고 하나는 안 귀여운 거 하고 싶은데 애왕이가 자꾸 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속상해요 혼내주세요 지금 되게 속상해요 예왕이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리얼티 촬영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저희가 어, 긴장도 많이 하고 설렘도 많았는데 제작진분들이 세트장도 이쁘게 꾸며주시고 네, 저희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의상도 이렇게 청량청량하게 예쁘게 입어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잘해주시다 보니까 어... 긴장이 어, 서서히 어, 풀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저는 뭔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처음에 엄청 떨렸는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도 뭔가 긴장해서 안 하고 재밌게 즐기면서 한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필 촬영이어서 이번 두 번째 뭐 네. 촬영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보다 많이 안 떨어서 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또 이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고 있는지 또 한번 어. 느끼게 돼가지고 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나올 저희 리얼리티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앞으로 네, 저의 네.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둘셋 감사합니다. 이펙스였습니다. 안녕